임사체험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임사체험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게 되며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거나 사랑으로 가득한 밝은 빛을 보거나 현실과는 다른 공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는 죽은 가족이나 친구, 종교 지도자를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많은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게 되어 사후세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게 되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커지면서 타인을 돕거나 돌보는 분야의 직업으로 바꾸게 됩니다. 임사체험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임사체험은 철저히 하늘의 스케줄에 의해 일어나는 일로 그러한 체험을 통해 물질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정신적,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랑으로 가득한 빛의 존재를 체험합니다. 이 빛의 존재는 대선인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며 준선인이나 그 아래 레벨의 인도령들이 나타난 경우입니다. 인도령의 정도만 되어도 너무나 밝은 빛으로 보이게 되므로 임사체험을 한 이들은 그 존재를 신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임사체험자들 중 드물게 악마적인 존재를 만나거나 지옥과도 같은 곳에서 고통을 겪는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가르침을 주기 위한 방편입니다. 임사체험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하늘의 축복을 받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사체험을 통해 본인의 사고가 바뀌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임사체험 후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향상되고 일부는 치유 능력이 생기는 것은 육체적인 문제에 대한 하늘의 보살핌도 함께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전생에 상당한 공덕을 쌓은 이들이 금생에 임사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사체험은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주어지게 됩니다.